안녕하세요 인비트 제협입니다 네, 옷 지금 1위는 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에 제가 합주를 하러 갑니다 이 뜻은 뭐냐 한 번 더 나가게 됐다는 얘기죠 박수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어 저번 1회 때는 이제 소찬이 선배님의 보낼 수밖에 없는 난이란 곡을 불렀는데 요번에는 이제 태진아 선배님의 어, 옥경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음, 걱정이 되는 게 이 노래가 트로트다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고민이 되고 합주 그 MR을 어제 받아가지고 아직 솔직히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와요. 어떻게 노래를 제가 해야겠다라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단 오늘 가서 합주를 해보고 어느 정도 감을 좀 익혀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연습을 많이 좀 그렇게 못한 상태거든요 제가 뭔가 틀이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아직 방향을 못 잡겠어요 이 곡에 대한 방향을 그래서 일단 가면서 감독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1부 때는 차트 소개하잖아요 차트 소개에서는 이제 이승철 선배님의 마지막 콘서트 이 노래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길게 쭉 끄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 녹화 당시에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금 1위는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녹화 당시에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제 집에서 이제 본방사수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안이랑 같이 했는데 어, 편집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메인 작가님, 뭐 작가 스태프분들이랑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네 그렇고요. 아무튼 오늘 합주 가서 열심히 잘 맞춰서 어, 두 번째 지금 1위는 저의 무대도 한번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따 합주하는 것도 연습하는 것도 찍어볼 텐데 굉장히 좀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맨날 항상 MR로만 하다가 어, 밴드 라이브 밴드랑 하는 거는 좀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있는 요소가 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안녕 빵!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바로 합주실입니다 쌍이 아, 예. 아무튼 여기 합주실, 합주실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일이는 곡 합주 연습도 하고 저희가 예전에 예전에 그 불의 명곡 했을 때도 여기서 연습을 했었어요 되게 익숙한 곳이고 여기서 합주를 하면은 진짜 멋있거든요 그냥 노래를 할 때보다 어, 들어보시면 아실 테니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음. 혀에 가가지고 노래는 점점 흐르고 부르를 참지 못해 끝이 났지만 이제 울지 않으리에 이 슬픈 노래 보셨나요 합주? 짱이죠 대박이죠 지금 이제 합주해서 했던 거 녹음한 거 듣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잘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됩니다 이번 무대도 어,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위는 이번 회차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대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팩트 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팩트 지하입니다 지금 1위는 프로그램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러 가서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어, 가서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가서 어, 오늘의 녹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리허설을 끝냈습니다. 리허설은 어... 안녕하세요. 리허설은 일단은 나쁘지 않게 잘한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만큼 이제 무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밥을 좀 먹고 쉬면서 일단 대본 리딩도 해야 되고 해서 좀 이것저것 하면서 쉬면서 좀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안녕. 네, 1부 녹화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데 이제 여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쉽게 뵙지 못하는 선배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일부가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런 시간이고 2부는 되게 뭔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시간이고 경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무대를 다 보셨겠죠? 그 방송을 그래서 1부는 다 끝나고 이제 왔고요 이제 1시간 동안 쉬면서 밥을 먹고 아직 경연 순서는 몰라요 경연 순서는 모르는데 이제 변진섭 선배님이 똑같이 저번에 이제 조성모 선배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순서를 정해주실 건데 아무튼 이미 보셨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설렘을 느끼시면서 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정신이 없어요 자, 밥 먹고 2부 공연에서 봅시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좀만 쉬었다가 얘기합시다 아, 정면에 가속 방지턱이 있대요. 아, 일단은 다 끝났고요.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2부까지 다 끝났는데 네, 목표! 만 표를 받았습니다. 10표. 출구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목표를 장난 반, 진심 반으로 10표를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이나 어머 세상이나 진짜 세상이나 세상이나 아, 감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목에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감기 아니에요 네 받았어요 어 너무 기분이 좋고 <clears throat> 자칫하면 이제 1위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1위는 이제 하지 못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 저에게는 아주 값진 하루였고요 <clears throat> 또 칭찬도 여러 선배님들께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하루입니다 많이 또 뭔가를 가져가는 것 같고 오늘 하루를 저의 이제 가수 앞길에 있어서 한 부분의 경험치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아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지금 결과로도 너무 만족하고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경험을 좀 많이 쌓아서 경험치를 쌓아서 어 만렙을 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치를 좀 더 쌓아서 무대 경험치 무대에서의 그 숙련도가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임팩트 제업이었고요 다시,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안녕 잘가요 아 이렇게 하고 완전 잘생겼는데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웃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